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뱉었던 랩 이제는 취미이자 이 꿈이 돼버렸네 날 그저 재민이로 봤던 네티즌들에 대해 끓은다 세터님 응원의 오로 바뀌었네 허 날려가는 댓글 I don't care 왜요 이젠 투와스 타코마빈 예 피처링 맡기면 너가리 피처링이 돼 룰은 끄고 벌써 났서 전부 다 내 밑에 내 꿈은 래퍼라 말하기엔 쪽팔려서 만화 가라고 말했지만 이젠 당당해 내 세턴 말고 10턴이라 무시하던 친구들은 몇 년 후에 길이 박수 치게 돼 can do like me 내가 가사을때 너희들은 뭐했니 내가 거만하다고 생각하니 이제만 기다려봐 고등 래퍼 먹고 예고 가고 여기 성지 내고 배고프니 먹어 먹어 먹어 먹어라 내 앞을 막는다면 그래